attention please yeah. oh, oh, oh, Teach me your love babe Sweet AB6 You ready?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어정쩡한 거리 유지해 내 칼답장에 비상벨이 울려 링링 몇 시간째 입력 중 My baby 내 센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내 눈빛 표정 말투에 도무지 안 잡혀감이 극기야 회전을 멈춘 내 눈에 가연 없어서겠기 한국말을 다시 translating 많은 기다리지 g o i n 지 아님 stop인지 feels like I'm going crazy 어렵다 정말 너에게 과연 난 어디쯤일까 no 진할라 하 치면 어김없이 막다른 길에 너도 나만큼 속 터졌으면 좋겠네 누가 와서 채워줄 수 있게 하지마 싫지 않다는 말 하지마 싫진 같다는 말 하지마 감정에 휘말려 자기 사람 있고 싶지 않다는 말 또 혼자서 야디야디야 더 민망했다면 내가 미안 사랑에 홀딱 빠진 사람은 대체로 황마력이 뛰어나 못산 정말 다 같이 자고날 놀리는 걸까 oh, 노답은 나 같은 놈을 두고 하는 말 초반부터 고인 설정 말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<sighs> What's the answer?